음. 탕이랑 같이 먹어. 남천세카이 아수라 일문 kar. 哈哈哈 неплохо. Ну, 부추 Oh. <laughs> Mm-hmm. 음. 음. 먹탕 음. 음. 아 매워. 음. 먹탕이랑 같이 먹어. 와. 嗯。